koci Pijacy, lirę, muzyma koci Muzyma koci Pijacy, lirę, muzyma koci Zawsze mnie pija Muzyma koci, pijacy 잊어버려 지나온 너의 모든 기억들을 지워버리길 바라는 마음에 걱정 함에 오늘도 여전히 난 잠 못 이루네 이제는 다시 너에게 절망들을 느끼지 않게 하리 나의 품에 너를 가득 안으리 온 세상을 내게 바치리 이제는 달라지리 모든 것을 바꾸리 내 품에 안겨 똑같이 많은 것들이 날리리 내밤의 품속에 이 많은 바램과 잊혀진 순간을 완전히 되돌려 시간은 내 맘속에 영원히 내 맘속에 잊지 못한 똑같은 내 것은 날 다시 나에게로 다시 나를 찾아와 이제 내 곁에 머물러 Nobody, I'm gonna feel, till I need one in the 지워버려 이제껏 밀고 바래왔던 수많은 기억을 내 가슴 속에 너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기억이라도 지워버리길 그 바라는 나의 긴 한숨과 커다란 절망과 잊지 못할 너의 슬픔 가득한 모습에 남겨진 쓸쓸한 뒷모습 그 위로 비춰듯 아직은 작은 너의 새싹은 여기에 이제는 달라들이 모든 걸되바소리내 품에 안겨 고가지 마은걸 지날 일이 내 밤이 꿈 내맘 속에 영원히 내맘 속에 잊지 못한 똑같은 내 모든 날 다시 나의 가슴 위로 붉게 피어난 거침없는 무거워서 What could be? Did I need a one in every memory? party Move the left party Be a sydney and move the left party Move the left party Be a sydney and move the left party Move the left party Be a sydney and move the left party That's a こじぴあくれに日本にネバメなのに僕はこじぴあくれに日本にネバメなのに僕はこじぴあくれに日本にネバメなのに僕はこじぴあくれに日本に Gucci